열심히 청소를 하는 박사장님 저희가 버리고 있는데 네. 제가 이 예.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청소한 장면을 예. 예. 포착하기 위해서 저...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저 방금도 쓰레기 버리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네네네 예. 저희 만내 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볼까요? 쉬우 별로 그 네가 봐야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 맞아 꼬리 <laughs> 네. 못봤 어못 봤 꼬리가 어. 여기 걸려 아, 뭐? 딱단추에 지금 단추 한 개 없는 거 보여 성호 찍히는데 고있 근데 내가 화면에 걸렸는데 이게 안 빠져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어, 이걸 해야 되는데 나 이러고 있는 거야 <laughs> 안 빠지는 거 알았어 오늘 레퍼트에 끼는 거야 그래서 어머냥 쌀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한눈 보고 티가 많이 나고 옷걸은 어디 갔어? 나일라고 아 끊겼어? 끊었어 아, 끊을까 말까 하다가 끊어진 채로 하다가 저희는 이제 어, 인기가 간만에 끝나고 라이온들을 만나러 갑니다 라이언 포즈 해주실 수 있어요? 예? 라이언 포즈 저희가 항상 급하게 달려가서 후딱 밥을 먹고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, 그래야 이제 그다 나왔어요 이게 세번 남았죠? 월파수 네 그죠 세번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진짜 이번 활동 너무 아, 빨가지고 네. 어잘 와주셨는데 덕분에 네. 려버리는 아니 아니 남은 또최근 잘해갖고 남은, 남은 이제 몇 번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파이팅 해서 라이온들에 끝까지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아, 잘 보실게요. 안녕.